저 이거 먹어보고 싶었어요 네 가지가 있더라고요 쓱 네. 단계가 있는데 아니 몸두차가 너무 달라요 몇 도 정도 되죠 지금? 안녕하세요 김이 정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먹을 음식은요 묵직하다 우와, 우와. 3초 입니다. 거의 모든 먹방 크리에이터들이 다 리뷰를 하는 핫한 오. 음식이 아마 여기입니다. 이거를 리뷰를 하기에 너무 뒷부분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네네. 또 핫한 어, 분식 하나를 더 시켰어요. 아, 역시 떡자랄이거든요, 여러분. 떡자랄. <laughs> 약간 카약빵 컨셉인 것 같아요. 오. 네. 오. 1첩이 그 떡볶이고 음. 2첩이 튀김? 아 3첩이 볶음밥 이렇게 들어있는 걸로 해서 상점이군요? 네네 와. 빵 아, 유튜버들이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 네네네. 대부분 이거 따로따로 이렇게 많이 하거든요 네네. 아, 한꺼번에 좀 같이 먹어보는 거를 해보자고 제안을 했는데 왜 안 하는지 알겠어요? 네. 이게 저희 마음처럼 배달이 오지 않아요 <laughs> 어, 그렇더라고요 소개해드리면 은 여기가 삼척 분식, 우등튀김, 누드순대, 대패 밴더, 네, 모제 떡볶이, 음. 고 호토갈리, 네. 감자튀김, 얘가 우유튀김입니다. 아, 네. 우유튀김은 뭐예요? 궁금해서 시켜봤어요. 어. 여러분 잘 먹겠습니다. 음. 음. 맵기가 네 가지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안습, 습, 습, 습 단계가 있는데 그 중에 두루 단계 이거를 육에다가 넣어서 먹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네. 완전 빨갛게 묻혔고 음 그냥 조금 살짝 매콤함이 올라오는 정도 조금 조금씩 이제 신호가 오는 것 같아요 약간 여기 땅이 좀 맺히는 것 같은데 음. 맛있다 근데 뭐 소스 자체가 맛있으니까 그리고 튀김은 또 뭐 맛없을 수가 없고 얘 한번 먹어볼까요? 음, 음, 음. 네 배떡 같은 경우에는 있어요. 음. 그 중에 매콤한 중간, 중간이에 네. 와 여러분 떡이 이렇게 길어요. 와. 어떤 더 매워요? 이게 더 매워요? 맛있는데? 맛있다. 약간 단맛 같은 게 조금 음. 끝에 있고 둘 다 중간 단계이긴 한데 삼첩 분식 떡볶이가 살짝 더 매운 것같아 근데 이게 먹고 싶은 매운 거 있잖아요. 음. 이거 먹고 싶었어요. 아, 뭐예요, 뭐예요? 떡볶이 소스에 찍어서 먹어볼게요. 아. 뭐 이건 근데 맛이 없을 수가 없어. 버터 garlic 감자 음. 이거 한번 먹어볼까요? 근데 이게 버터 garlic이니까 이거 소스 찍어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네, 같이 오는데 이거는 롯데리아의 아, 양념 감자 느낌이 훨씬 더 강해요 음. 여러분 순대는 겉에가 없는 noodle 순대예요 noodle 순대 seasoning이 이렇게 나오네요 소금인데 약간 간된 소금 아 허브랑 허브랑 이런 것도 같이 있는 거예요 음. 음. 일반 소금보다 훨씬 맛있네요 떡자리 봤을 때 음. 과연 손톱 분식이랑 배떡은 어느 정도 순위인가 매일 주나요? 음, 확실히 삼척 분식은 상위권에 있어요 음. 근데 분식으로 치면 조금 가격이 헤비하지 않나 음. 배떡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퓨전 떡볶이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좀 비교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가지고 근데 이것도 굉장히 맛있어요 이게 습이잖아요 습은 어느 정도로 매운지 궁금한데 우리 쩌비가 아픔을 남길 것 같은데 아예 원래 안좋아하고 저는 설사 다음날 화장 많이 먹는 사람들은 아니라서 근데 저희가 이게 먹다 먹다 안 되겠다 싶어서 담당 피디님까지 오셔가지고 드셨거든요 이제 볶음밥을 또 비벼 우리 오지에서 나눠서 비빔 어때요? 어 좋아요 어. 대패 볶음밥의 고유의 맛을 한번 먹어볼게요 네 약간 신거 그렇죠 일부러 떡볶이에 비벼 먹으라고 음. 5분들이네 3천분씩 한번 이번에는 좀 비벼 먹어볼까요? 음. 어, 우리 배부르게 먹었잖아요 근데 이걸 비비면서 또침해 보이는 <laughs> 이유는 뭐죠? 밥 때는 또 따로 있으니까 그죠? 진짜 떡볶이를 위한 비, 볶음밥이네요 음. 불맛이 싹 돌거든요 생각보다 떡볶이 국물이랑 되게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오히려 그렇게 안 맵죠? 음, 매워요 <laughs> 로제 넣어볼까요? 안 돼요? 빵 이분은 정말 본인만의 기준이 있으세요 아니 원두차가 너무 달라요 어, 아, 몇도 정도 되죠 지금? 김점 매겨주세요 김점 삼척 분식은 내장 반드리고 <gasps> 내장 반이요? 네 매운 것도 맛있게 약간 매운 것들은 손이 더 간다 엄청 끌린다 음. 배떡은 세상 베이게요 맛있어요 맛있는데 오늘 같이 먹어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저는 제 스타일은 아니어서 그렇게 맵다고 하셨고 이게 더 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높은 점수를 주신 이유가 있어요? 아, 이 음식이라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는 김점이 동점입니다 오 그럼 몇 장인지를 들어야겠구나 자몇 장인가요? 4장 둘다 4장입니다 이거 사실 비교가 안 되는 다른 맛이잖아요. 그쵸, 그쵸. 네, 다른 맛이고 오늘은 그냥 내가 아는 떡볶이 맛에 맛있는 네. 걸 먹고 싶다고 했을 때는 네. 이러한 그삼척분식에 음. 그냥 감자포창 대형 세트를 시키면 될 것 같고 네. 맵고 달고 느끼한 것까지 뭔가 다 해서 먹고 싶다고 했을 때는 저는 이거를 네, 로제 떡볶이를 시키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또 엄청 배부르고 wow. 맛있게 wow. 잘 먹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담배 들려고 비싸도 못 참았다 저번에 떡볶이 드시다가 제 얼굴에 뱉으셨잖아요 기억나시죠? 아 유튜브 촬영 때 이렇게 썼어야 됐는데 라고 하셨죠 <laughs> 그래서 오늘 그걸 보여주시는 줄 알았어요 아 그래서 오늘 옷 색깔 이걸 입고 왔구나 <laughs> 로제 떡볶이 색깔 아, 치밀한 사람이야 <laughs> 너는 계획이 다 있구나